<laughs> 감사합니다 야지 감사합니다. 보세요. 산타 모자. 산타 모자. 감사합니다. 할아버지 드세요 그래. 네 그래야지. 네, 네 해야지. 네. 아이고 하자 네 해야지 네한 네. 번만 한 번만 그래도 놀수 있어 어 맞아 한번 해요 <laughs> 그 뭐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거 아니야 아 음, 그래 그지 여기 이제부터 지 네. 이제부터. 谢谢。 응? 응? 봐봐 보여줘봐 이거 맞고? 이쁘겠다 봐봐 카메라 봐봐 귀, 귀를 가리면 안 되지 봐봐 예뻐? 엄마 이거 도 와주세요. 빨리 와주세요. 얼마나 많이 잘 들었나? 한번 볼까? 부모님 말씀 잘 들은 친구들도 할아버지가 뒤에서 다 봤어요. 할아버지가 왔다 가셨나봐. 뭐야? 어떻게 어떻게 <laughs> 여기선 뽀로로 나오고 이거 <laughs> 싫어했어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싫으니까 내려니까 네. 진정으로 마법이 필요하구나. 대체 진정으로 필요한 게 어떤 건데? 진정으로 필요하면 인간을 사고는 마음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아. 저는 애사공주예요. <laughs>